안녕하세요 살구예요 오늘은 카드캡터 체리의 지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커스텀 준비가 완료된 다이소 인형을 준비해 줍니다 커스텀 준비하는 법은 다이소 인형 커스텀 준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이아코 화이트 수지 점토를 사용할 거예요 공기 중에 굳는 점토면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점토를 조금 떼어내서 굴려서 길게 만들어주고 꾹꾹 눌러 펴줘요. 그 다음에 칼로 잘라내고 인형 머리에 붙여줍니다. 잘 붙지 않으면 물을 묻혀준 다음에 붙여주세요. 칼로 모양을 다듬어주세요.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개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물을 묻힌 손가락으로 표면을 다듬어주고 굳혀주세요. 점토를 또 조금 떼어내서 앞머리 윗부분에 꾹꾹 눌러서 붙여주세요. 먼저 만든 앞머리와 이어준 다음에 물을 묻혀서 매끄럽게 다듬어준 후 굳혀줍니다. 지수는 머리카락이 길어서 인형 옷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줄 거예요. 호일로 몸을 감싸줘요. 그 다음에 몇 번 접어 두껍게 만든 호일을 몸 뒤에 대고 호일을 다시 한번 감싸서 몸에 고정시켜주세요. 이 위에 종이 호일을 감싸줍니다. 알루미늄 호일보단 종이 호일 위에서 굳었을 때 더 잘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점토를 떼어내 길게 만들어준 다음 인형 머리에 물을 묻혀준 후 붙여줍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붙여주세요. 물을 묻혀 모양을 다듬어주세요. 귀 옆에 머리는 칼로 잘라내줍니다. 붙여주면 이렇게 돼요. 이제 이렇게 옆머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점토를 떼어내 길게 만들어 줍니다. 적당한 길이로 잘라내고 남은 점토 중 조금을 떼어내서 빈 공간을 채워주고 그 위에 옆머리를 붙여준 다음에 물로 모양을 다듬어줍니다. 딱딱하게 굳으면 호일을 벗겨주세요. 얼굴과 몸을 분리해서 보면 머리 안쪽이 지저분할 거예요. 먼저 칼로 조금 다듬어주시고 물을 묻혀서 질게 만든 점토를 꾹꾹 눌러가며 펴줍니다. 이번엔 머리띠를 만들어 줄 거예요. 길게 점토를 만들어 주시고 머리에 물을 묻혀준 다음 그 위에 적당하게 자른 점토를 붙여주세요. 물로 다듬어주면 끝! 책상 위에 물을 바르고 그 위에 알루미늄 호일을 펴주면 간이 팔레트가 완성돼요. 분홍색과 하얀색 아크릴 물감을 섞어 머리띠를 칠해줍니다. 얼굴에 종이를 눌러서 껴줍니다. 검은색 아크릴 물감으로 머리를 칠해줍니다. 무광 스프레이를 잘 흔들어 인형 얼굴과 머리에 뿌려줍니다. 무광 스프레이를 뿌려야지만 색연필로 얼굴을 그릴 수 있어요. 이건 차코 수성펜인데 물에 닿으면 지워지는 펜이에요. 차코 수성펜을 사용해 얼굴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그 위에 색연필로 얼굴을 그려줍니다. 다 그려주시면 얼굴에 물을 묻혀서 지워주세요. 저는 물티슈로 지웠는데 물티슈로 지우면 얼굴이 번져서 붓에 깨끗한 물을 묻혀 지운 다음 휴지로 가볍게 톡톡 물기를 닦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위에 한 번 더 무광 스프레이를 뿌려준 다음 색연필로 또 그려주면 진하게 그릴 수 있어요. 칼로 파스텔을 긁어 가루를 내어 손가락에 묻혀서 볼터치를 해주면 완성!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할게요. 이번엔 너무 많으신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구글에서 랜덤 추첨기를 검색해서 사용해봤어요.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당첨자를 뽑을게요. 박예준님, 쿨수박님, 산골소녀님 당첨 축하드려요. 당첨되신 세 분은 살구돌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성함, 주소, 연락처, 받고 싶은 인형에 대한 메일을 주세요. 이번에 아쉽게도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 다음에 또 다른 이벤트로 또 찾아올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앞으로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업로드 할게요. 항상 감사합니다.